갈비 한번 사다 먹을까? 이거는 족발 족갈비 먹을까? 떡갈비? 떡갈비 먹을까? 이게 없어 위? 안 되는 거 아니야? 이거? 이것도 돼? 뭐 여기? 해산물 음, 같이 먹을 것도 하나 사. 그래, 그러니까 이거 괜찮아.

이거 먼저 먹어. 어. 이거 먼저 다 먹으라고? 응. 음. 왜? 음, 맛있다. 밥은 있지. 맛이 어때? 그냥 네, 여기 손잡이부터 만들어 이렇게